저희는 스웨덴 세탁소입니다. 우 와! 6월 22일 백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저희 단독 공연에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어떤 거죠? 드레스코드입니다. 드레스코드 주제는 뭐죠? 숲, 자연, 풀 등 주제에 맞게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을 추첨봐요 저희가 직접 준비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예매는 인터파크!